수원에서 온 박용석 26살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채널을 봤을 때 지금까지 도전했던 분들은 길거리나 뭐 이런 데서 부딪히면 조금 뭔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아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한번 왔습니다 근데 한 20살 때 이제 술집에서 이제 친구 생일이어갖고 싸움이 났는데 다수하고 좀 부딪혀가지고 한 명은 완벽하게 그냥 제압을 했고 한 명이랑 부딪히려고 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다 끄덕말려가지고 못했던 적이 저랑 비슷한 뭐 몸집을 가진 사람하고 뭐 이제 한바탕 부딪혀가지고 쌍방 폭행으로 뭐 합의금 물어준 적도 꽤 많고 이제 뭐 운전하다가 시비 붙으면은 처음엔 존댓말하고 반말 돌아오면 바로 내려 후숙으로 와 한번 하자 이렇게 <laughs> 해서 합의금으로 진짜 뭐 몇 천만 원 물어준 적도 있었고요 근데 학창 시절 때는 뭐 한두 번, 두세 번 이렇게 싸우니까 애들이 자동적으로 좀 저랑 안 싸우려고 하더라고요. 저랑 뭐 부딪혀서 뭐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정말 배워본 분이랑 싸워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기는 걸 기대하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임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무난히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등포사는 23살 차동우라고 합니다. 운동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Utah Eugene. 스탠딩 할 거야. 아, 안봐 어 안봐 어 안봐 어 처음이 없어. 되게 해도. 스탠딩. 어, 후회 한번 잡아. 아, 어, 자, 자, 숨쉬고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. 아, 어, 어. 어. 뒷골 어. 싸움 다르지? 네. <laughs> 어, 네, 죄송합니다. 진짜 안 될 것 같아요. 어? 진짜 안 될것 같아요. 1분 <laughs> 남았어, 1분. 1분, 1분, 1분. 아, 너 이, 이 보여줘야지, 모습을. 한 번이라도. 지금, 아, 화면에서 나야 돼가지고. 아, 나 지금 몇 도? 토가, 토가. 나 토할 것 같아. 1분. 네. 아, 저 토, 토날 것아저 손이 너무 많이 갑자기 토. 아, 어, 갔다 와봐, 토. 아. 아 속이 너무 안 좋아 이거 <laughs> 원래 그래 아저 화장실 못 원래 토 나와 근데 지금 몇 번째 토한 거야? 세 번 했습니다 머리 머리 아프고 그런 건 없어? 어, 살짝 어지럽긴 한데요. 헛구역질. 그냥 구역질 난, 데요 네? 예. 아 잠깐만 화장실 좀. 네 번째. 예. 사실 아까보다 얼굴이 좀 많이 온순해졌어. <laughs> 아까는 거의 뭐, 어, 핏불 테리어, 뭐, 어, 싸워보자, 뭐 이런 눈빛으로 왔는데. 포메라니언으로. 어. <laughs> 지금 내가 뭐 던지면 물을 것 같아. 어? 당장 기억할 수 있어. <laughs> 어때? 길거리 싸움 했을 때와 진짜 배웠던 운동한 사람하고 스파링 했을 때와 이게 6개월에 한 번 싸운 사람이랑 밥 먹고 이 단련만 하신 분이랑 음. 처음부터 애초에 제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게임이고 음. 저는 제가 봐주고 있다는 거를 1라운드 거의 끝날 때까지 못 알아차렸고 2라운드 음. 시작하자마자 마빡에 두 방 맞고 아 이거 잘못됐다 아니 이거 마빡 두 방 맞으니까 어땠어? 바로 별이 한 머리 20개 뜨면서 바로 어. 구역질 나더라고요 로우킥을 <laughs> 맞아갖고 허벅지가 아프다가 아니라 아 왜 별이 보이지 하늘이 노래지고 이거 한 10초만 더 맞으면 바로 자빠지겠다 음. 바로 응급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솔직히 아까 뭐 스파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 얼굴 봤을 때 어땠어 솔직히 처음 처음 만났을 때 순한 양이구나 음. 딱 봐도 이게 다 내가 이길 것 같은 싸움이었구나 잠시만요 아, 속이 너무 빠져갖고 <laughs> 갔다 와도 되네 <laughs> 아더 다시 왔네 어. 아, 어, 갈수록 얼굴이 지금 뭔가 이제 노안에서 더 노안으로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 아니에요 지금? 한 가지만 진짜 당부를 드리는 게 누가 봐도 정말 친근한 인상에 절대 이런 거는 모를 것 같이 생긴 친구한테 제가 당해보니까 아, 이 세상은 쉬운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. 정말 네. 함부로 놀리시면 안 됩니다. 이거. 이제 이제는 그 길거리에서 싸우면 안 되겠지? 아 그럼요 제가 어. 저도 어디 가서 정말 진짜 누가 와도 자신 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배운 사람하고 제가 진짜 해보니까 이거는 어디에나 보수는 있고 나보다 센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맞기 전에 누구나 계획은 다 있다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기 전에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차라리 가까운 체육관에서 어른스럽게 격투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